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디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 3주년 축하한다. 캡틴 김홍중 24. <laughs> 네, 저는 이렇게 왔고요. 아, 네,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한번. 네, 아 3주년을 맞아서 제가 인간 화환으로 변신했습니다. 제가 일본으로 나왔는데 이제 또 아주 각자의 개성을 닮은 인간 화환들이 이제 등장을 할 거거든요. 저는 좀 재미가 없는 편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들어와 주세요. 자, 저는 먹장, 춤장, 비주얼장, 노래장, 비율장 성화입니다. 오늘 3주년 기념으로 염색도 하고 왔습니다. 아, 예, 그 각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오늘도 최선을 다해 짱이 되겠습니다. <laughs> 아, 좋습니다. 다음 들어주세요. 입장해주세요. 형이 내 앞에서 짱을 원할 수 있어? 어 앞에. 어 you know is the best. you know 짱. <laughs> 아 그냥 너는 뭐 먹자 이런 거지 얘는 you know 짱이다. 아 성화짱을. 저도 오늘 어 에이틴이에게 짱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축하해요. 예. 좋습니다. 다음 입장해주세요. 아, 어. 네. 저는 좀 담백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네, 정말 좀 담백하게. 전 제게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제일 깔끔한 것 3주년 에이티즈. 에이티니 사랑해. 안녕. 오, 아, 네. 네. 담백합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 입장해주세요. 즐겁게. 네.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니 정말 3주년 축하하고요. 제가 쓴 멘트는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자 네 저희 21세기 저희 우리 에이틴이도 항상 앞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인생은 뭐다? 즐거운 거다 정상은 아니다 네. 역시 티다 안녕하세요 에이틴이 저는 사입니다네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AS 수리 교환 불가고요. 어 왜요? 환불할래요. <laughs> 환불은 되네. 교환 불가. 불가라. 교환했어요. 교환. 교환했어요. 아, 교환 불가요. 네, AS 수리 교환 불가요. 자 불가고 참고로 꽃은 나다. 환불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환이 되는 거예요. 완전 되고요. 좋습니다. 다음 입장해주세요. 네 다음. <laughs> 네. 아. 뭐, 뭐 네. 네. 아 뭐 아니 뭐들으세요 왜? 내뭐 들으면서 그러면 큰일 나 아메리카노 먹어가지고 형들. 네, 좋습니 아, 그렇죠. 보여주세요. 너 에이스야. 에 에이스 뭐라고? 저는 하트가 많네요. 아, 앞에 네. 봐주세요. 앞에 네. <laughs> 카메라로 네. 봐요. 아, 뭐, 아 그러면 그 톤으로 해주세요. 아, 오케이. 네. <clears throat> 뭐가 들어가요? 이게 바로 꼬칭 아, 나머지 말아요. 네. 에이스 뭐라고? 아, 아 빨리 에이스 보세요. 피아로, 피아로. 이게 바로 꼬칭기라. 우유 들어가요. 아, 아 좋습니다. 아 잔망둥이네. 아 다들 잘했다. 마지막. 이런 게 대단해 막내. 야 꽃이야 뭐야 누가 뭐가 꽃이야? 네, 이게 화환이잖아요. 인간 화환. 평생 에이티만을 바라보는 꽃입니다. 오. 어, 아. 해바라. 꽃은 어디 있어요? <laughs> 이 어떻게 할 거야? 아, 아 오늘 좋은 날인데. 아 좋은 날인데. 좋은 날인데. 좋습니다. 아 이렇게 다 모였고요. 이렇게 각자의 또 개성을 담은 그런 저 준비해봤는데 아직 팬분들께서 이제 막 귀엽다, 우효짱 약간 이런 것들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이거 그쪽에는 볼 수가 없죠. 아 괜찮아요. 수시력 있어서 다 보여요. 수시력 있어요? 네. 수시력 있어서 저도 다 보여요. 그러면 우리 네. 또 케이크 우 해야죠. 아니 근데 우리 이렇게 다 앉아 있으니까 진짜 화환 같다. 어? 저 이렇게 사진 한번 딱 어, 찍고 그래 그래 그래. 화환 같다. 그래 그래. 나 왠지 캡처하실 수 있. 아 일어나야 돼. 왠지. 아 그래. 우리 일어났어 이렇게. 이런 거 아니고. 자 하나. 에티니 네. 감사합니다. 자 그, 그냥 딱딱 써요 정자세. 아, 알았어? 하나 둘 셋. 자 단체 인사 한번 할까요? 자 둘 셋. 에이비소님 네, 안녕하세요 에이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들 앉고 자 이거 하고 이거 뭘? 자할까아 아직 아직 아, 네, 네. 저희 아직 아, 뭐 네, 풀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좀 아직 남았습니다 뭐예요? 자 지금 성화씨 3주 년 케이크에 불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오 성화 보소 이거 너무 못하는데 이야 아, 성공했네 자 그럼 다 같이 소원을 한번 빌어봅시다 자 각자 눈을 감고 자 조용히 5초 동안 소음 매겠습니다 하나 둘셋 자, 다보이세요 네. 와, 어, 아, 2 5초밖안 돼. 아유, 제 성격이 급하다. 아, 네. 네. 그런 거 같네. 네. 아, AT 분들도 수업 보셨나요? 오케이. 네? 아니, 아니, 아니, 무슨 이거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5, 4, 3. 자, 오케이. 무조건 조명, 조명. 뭐 하는 거예요? 자,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예! 네, 네 막둥이가 불었어요. 와, 아, 생일날에도 오픈 초를. 이제 이거 빼요? 네, 네. 이거 뜨지 마요. 리더, 리더. 야, 아, 다 같이 손 모으자. 오케이. 그래. 다 같이 또 이렇게 이런 거. 우리 모아요. 우리 에이펙스 원팀이니까. 뭐 이게 떡 케이크를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떡이요? 네, 떡 케이크요. 나떡 어, 좋아해. 맞아, 맞춰봐도 돼요? 아니 풀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요 만져보지 마시고요. 아니 풀어야 돼요 뭐. 아니, 팅할때 크림 아요 크림 코팅할 때 아니요 떡이에요 어, 떡 케이크. 왜 떡이를? 아 그럼 그만 자르자 그만 자르자. 아니 안 잘려. 아니 안돼 안돼 이거 안안 봐요. 이거 이거 이거 그러면 카꽂는 거밖에 안 돼. 이거 이거 뜯는 데가 있을 거야. 카로 꽂자 꽂자. 그래 카 꽂자 그만. 안돼 안돼 너무 예뻐. 안 예뻐. 아니 나 사자사상만 하면 돼. 그래 그래 우리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하나. 계속 그만 그만 그만 그만. 떡케이크를 정잖아 네, 네,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가 네.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떡케이 오, 수도경. 자, 네, 좋습니다. 만지면는 분이 어디 어떻게 먹냐? 3주년 에이티디, 에이티즈 3주년. 와, 잘 잘랐네. 잘 잘랐네. 자, 그럼 이제 하나 각자 풀어주시면 됩니다. 왜죠? 아, 최근에 종호 생일날 네. 종호가 케이크를 못 풀었었잖아요. 그렇네. 네, 맞죠, 맞죠. 연상이가 불렀었나 아, 제가 네. 불렀어요. 네. 아, 그래서 오늘은 종호가 불렀다고 팬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아, 종호 생일날. 아, 그래서 하나 때 불라고 정대 중이었어요. 성환 형이 그거 줘야 나. 나도 두 개만 나도. 아, 그렇죠. 하나의 타이밍 못 자. 아, 좋습니다. 어, 우리 형 아, 딱 쇼핑이라듯이 가까이 한번. 아, 아 근데 죄송한데 네, 네, 나 뭐, 뭐 나머지 후가 있나? 아, 예. 코너가 또 있어요. 네. 아니면 조용히 조용히 전제 고 따르겠습니다. 아니 코너가 아니, 고 네. 그, 그 있나 봐. 다른 뭘 우리 아까 다 설명해드렸는데.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재단은 자 자연스럽게 네, 친구잖아. 아니야, 아니 마셔도 돼요. 마셔도 되는데 그치? 우리가 이 컵을 이렇게 뿌리는 거 예,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어 그냥 편하게 어. 우리 코너 진행하면서 코너 말하지 네 코너 진행하면서 그냥 꾸미고 싶은 대로 네. 본인의 개성이 넘치는 컵을 아, 살짝 꾸며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요? 아진행 네, 네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지금 어? 아, 이거 내코네 아, 네. 네, 여성 아, 아, 네. 네. 어, 여성이 아,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네. 네. 그러면은 네 하나씩 해볼 건데 일단은 살짝 그 가져가서 조금씩 꾸며보면 될것 같아요 음료수가 뭐뭐 있어? 음료수가 지금 이온 음료는요 여기 어? 펩시 있고요 아 건강 네. 어. 펩시가 들어갈 때 아, 아, 네. 축제 축제에 펩시가 빠지면 안 되지 파티에는 펩시 네 여기 오렌지 음료도 있고요 네 여러분 펩시 있습니다 아네 아니 네. 펩시 있고요. 네, 네, 펩시 먹어야겠네. 네. 좋습니다. 아. 하여튼 아. 예쁘게 한번 살짝 꾸미면서 대박이다. 어때요 오늘 3주년인데 다들 오늘 아침에 약간 일어나서 뭔가 기분이 어땠어요 다들? 일단 네. 제가 홍종 씨한테 네. 일어나자마자 상쾌하게 굿모닝 했더니 홍종씨 <laughs> 진짜로? 내가 너한테 응원이겠는데 <laughs> 내가 뭐어 뭐라 했어? 내가 뭐라 3주년이 참가아 맞다 맞다 맞다 3주년이 참가아 아, 맞아 오오 맞아요 약간 기분 좋았던 텐션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네 맞아요 3주년이 참가 어. 어, 어제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기분이 깨어나더라고 아니 여기 무기부도 있는데 그 종호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땠어요? 어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사실 11시 20분 출발이었는데요. 네. 제가 11시에 일어나서 씻고 나가려고 했는데 네. 제가 11시 7분에 일어나가지고 아, 허겁지겁 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앞으로는 미리미리 일어나야겠다. 선주현님만 정목한 TMI, 3주년이니까. 아, 그니까. 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오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아, 근데 네. 네, 뭐. <laughs> 오늘만이었어요. 어, 네, 3주년이. 아니, 저 종호 씨 모닝 알람 시계잖아요. 아니, 씻고 출발. 종아, 아야 아, 그거 말고. <laughs> <laughs> 귀여워. 그래요? 그래요. 종아야 일어나. 그래요. 저는 잘 일어나니까. 종아야 일어나. 잘 일어나도록 할게요. 전 잘 일어나요.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난 이랬다 하는 거 뭐 있나요? 저는 그 일어나서 네. 홍준이 형 얼굴 보고 성아형 얼굴 보고 하고 이렇게 출근 매니저님이랑 출근하는데 그게 그냥 그 자체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얼굴은 안 맞나? 네? 제 얼굴은 안 맞나? 이미 타있었잖아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반응, 반응, 반응. 네, 아 기분 좋다. 이러면 어. 어. 반응. 기분 좋아. 반응, 반응 중에 하나야. 오 어, 무섭다. 우리 묻은 여상이는 오늘 아침에 어땠어요? 저도 아침에 이제 우영이 형이 사무이 장난이야? 이거 딱 듣고 아너 너아 맞네 <laughs> 나 여상이한테 됐다 아침에 상쾌하게 시작했어 현생이 뭐니 현생이 오늘 아침에 제가 다들 한번 기간을 한번 잡았죠 3주년 음. 아 다들 오 어, 예쁘게 잘 꾸민다 네. 자 오늘 근데 제가 <laughs> 근데 중요한 날이라고 제가 진행 안 하는데 저도 꾸미기 시작하면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죠 네 일단은 틈틈이 계속 꾸며, 꾸며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생각나는 만큼 꾸며주세요 네. 네. 네. 편하게 쓰시고 자 저희가 3주년을 맞이해서 사실 미리미리 조금 저희가 최근에 준비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 네 제가 말하면 한 번씩만 쳐다봐 주시면 안 돼요? 네. 어 네. 네. 눈, 눈동자만 한 번씩 굴려주세요 아네 아, 네. 어, 예, 예, 예, 아 좋아요 네, 아,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 이거 좋아요 좋아요 하여튼 저희가 준비한 것 중에 하나 저희가 어, 우리 팬분들이 많이 알다시, 아시다시피 아, 예. 저희가 MBTI가 기존에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검사한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간대요. 어, 예. 저희가 어, 그 주기적으로 다 같이 검사를 한지. 예선도 했었잖아요, 저희 예선. 아, 예. 근데 최근 종훈 씨가 MBTI가 바뀌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알겠어요. 네, 다른 멤버들도 조금 궁금해서 음. 혹시 막, 바뀐 멤버가 조금 또 있을지 또 그리고 저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3주년을 맞아서 또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성향들 다시 한번 또 우리 팬분들과 체크를 할겸 그렇죠. 검사를 미리 한 번씩 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어. 종호 씨 최근에 그 이제 검사했을 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아, 네 일단은 종호 얘기부터 드릴게요. <laughs> 네. 네. 어, 저는 이번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요. 네. 했는데 제가 ISFP가 나왔는데 네. 이번에 통해서 또 했는데 또 ISFP가 나왔어요. 아 진짜요? 아, 아 지금 가장 최근에 한 결과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팬분들이 궁금해하실 아, 수도 아, 있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준비를 또 다 했기 때문에. 아,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네, <laughs> 왜요? 다 지우시는데요, 이거? 아, 그니까 조심해서 해야죠. 왜요? 네, 조심해서 해주시고. 아, 네. 네, 그래서 그 민기 씨. 애야? 네, 민기 씨? 네, 네. 민기 씨는 T였잖아요, 혼자. 네. 지금 최근 결과는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 네. 이제 뭐 T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치킨 시켜 먹었어. 음. 라는 말을 들을 때 너는 뭐가 궁금해요? 아 근데 저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진짜 솔직하게. 만기는 T 그 F의 대답을 알아. 아 그래. 어, 아, 그거를 네가 내가 하도 많이 돌려가지고. 너가 학습됐구나. 어, 학습됐어. 여기서 F의 대답은 뭐야? 괜찮아? 아니 너 아직 들겠구나 아직 아니 왜 기분이 안 좋은데? 어, 어. 왜? 아 뭐야 뭐 치킨 치킨 먹었다고? 아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치킨을 먹었어. 그러면 이제 F의 대답은 어? 괜찮아. 괜, 아, T는? 티? 무슨 치킨 먹었나? <laughs> 아, 너무 잘 알고 있네. 그러면 우리 이거를 하기 전에 결과를 먼저 괜찮아 맞잖아네 바뀐 바뀐 분이 있는지 혹은 그대로인지 한번 결과를 보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이거 색깔 누가 했어? 진짜 너무 재밌어. 내가 했어. 죽인다. 자, 어, 왜 갑자기? 죽여요. 죽인다. 뭘, 뭘 죽인다. 죽인다 이게 아니라 죽인다. 아, 싸워. 아니요. 일어나다. 참아. 아, 기분 죽인다 이게 아니라. 우리 기분 좋은 날에 부정적인 얘기 안 할까? 아니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죽인다 이게 아니라 네. 죽인다. 아, 죽였다. <laughs> 아, 죽인다. 엄청나다. 엄청나다. 네. 오늘 미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멜로 네 카드입니다. 오케이. 아, 네. 오늘 기분 좋은 날이니까요. 오케이, 자, 아. 할게요. 예. 아, 네. 저는 다시 했는데 인프피. 다시 한번 INFP가 나왔어요. 인프피 그걸 줄여서 인프피라고. 네, 인프피. 네. 네, 저도 오. 알아요. 네. 아 이거 이 근데 원래 뒤에가 T였거든요. 음. 근데 뭐가 이게 저도 잘 모르는데 아 뒤가 원래 T였어요? 네 근데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이게 뭔 차이야? 네? 뒤에 있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저도 잘 몰라요 내향형이 좀 더 높고 아 근데 형, 형 거의 절반이다 아 맞네 여기 직관형이 74%나 되네 어 엄청 엄청 커요. 저 직관형이랑 형은 네. 홍준이 형 완전 아티스트적이고 이제 되게 창의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네. 저렇게 직관형이 마- 많이 나오는 거야 어. 음. 어, 그래잘 어. 근데 형, 형 근데 이번에 잘하면은 ENFP가 떴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 비슷하네요. 어. 내형 형이랑 매형. 아형이 그렇네. 근데 저번에도 나 비슷했던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아주 어디 가나 다 절.. 저, 적응할 수 있다. 여기 압도적이네. 탐색형. 그, 어, 그러니까 저, 형도 저게 좀 뭐냐면 계획하는 게 그러니까 여행을 갈 때도 여기 여기 가야지 여기 가서 뭐 먹어야지 뭐 하고 뭐 여기 갔다 이게 아니라 형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냥 하는 타입인 거지. 음. 맞아요. 저 음. 음. 그게 좋아요. 음. 나도 그게 좋아. 음. 뭔가 계획을 미리. 너 뒤에 피지. 나 피지 어. 당연히. 어. 네, 하여튼 그러면은. 근데 원래 저렇게 차이 많이 안 나거든요. 어, 그래요? 근데 어. 저렇게 수치가 엄청 많이 차이 나는데. 17, 83. 아 이번에 아 저번에 했을 때 제가 막 중간 쪽을 많이 했는데 많이 했는데 아, 맞아 그 음. 주변에서 이제 원래 이렇게 좀 완전히 딱 그 생각나는 대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대로 기면 어, 기고. 어, 이거를 해야 된다 들어서 아. 이번에 그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음. 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대박 신기한 게 이와 아예 딱 정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외양형하고 외양형 근데 홍진영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홍진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어. 잘 아는 사람들은 아이야. 음, 이랑 아이랑 맞아. 그래, 서전 기분파라는 거죠 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기분 저는 기분대로 아, 느껴요 어, 어. 그리고 약간 우리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약간 외향형인데 그지 맞아 맞아 어, 나가면은 약간 아이죠 아, 나 오히려 홍주 형이 새벽에 2로 바뀌는 거 같아 아 그래요? 어, 그러면 그냥 그냥 그, 뭐, 그 뭐지 걸 뭐라 그러죠? 야, 야행성? 어 야행성 야행성 아 맞아 새벽 텐션이 좀 약간 네, 높아지는 처음 본 사람하고도 그죠. 새벽 텐션으로는 네. 뭐 그냥 아주 잘 놀아요? 절친 먹기 때문에 아, 아, 아. 네. 네. 최강이야 최강 좋습니다 자 저는 아여버려요 <laughs> 아, 아 <laughs> 좋아요 아아 오늘 오늘 맥커터 해주세요 네, 좀 길어진다 재미없다 싶으면 딱 해주세요 다음은 네 다음 성화 씨 ESFJ ESFJ 어, ESFJ야? 어, 야 이게 어, 이게 ESFJ 옛날 거야 아, 이게 전 거야 이게 옛날 거 아, 네, 그리고 새로 했던 거 따란 네. 뭔데? ENFJ로 바뀌었어 어, 네 이거 얘기 한번 해주세요. ENFJ? 네, 저 저는 근데 이거 앞 아, 밑에 NFJ. 몰라가지고. 어 정의롭대요. 뭐가 달라? 그러니까 N부제가 뭐냐면 형이 지금 N이랑 S가 바뀐 거예요. 어, 너 잘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어, 어 현실주의에서 직관형 바뀐 거지. 그러니까 저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쟤는 중간이네. 비슷하네. 어. 어 비슷하게 그러이 그러니까 형은 이제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지. 없는 전에 거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지. 형 환영해. 근데 형은 지금 뭐 성형은 화 F랑 T가 차이가 엄청 많이 크잖아. 음. 저렇게 F가 많이 높잖아. 어. 그 형은 형은 이제 완전 F인 사람인 거지. 그 상대방의 상대방의 감정에 약간 충실한 거지. 어, 그러니까 이걸 감정으로 이제 대입을 하자면 감,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 먼저인 거고 음. 저렇게 이성적 사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자기는 이제 이성적인 사고, 그러니까 나의 이성적인 사고가 먼저인 사람들. 그래서 눈물이 많구나. 장단점이 있네. 어, 장단점이 있지. 아, 음. 아, 근데 산이 많이 많나? 형은 제인가 보다. 형 감정형이라서 그래. 형은 이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러면 질문 있어요. 아 예. 예. 같이 여행 가는 이제 예, 그러고 나서 질문 좋아요. 제이잖아요. 네. 마, 만약에 이렇게 형은 여행을 갈때 네. 계획을 하고 움직이는 편이에요? 저 그런가? 아 내가 봤을 때 형도. 아, 막 그렇게. 근데 형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진 않아. 맞아. 근데 계획 없이 움직이는 걸 안 좋아해. 어. 아,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아 그거 있어. 맞지 형, 맞, 딱 맞지. 그런 거. 같아. 어. 근데 그거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딜 놀러 갔어. 근그 음. 네, 전날에 우리 어디 어디 가기로 딱 약속했어. 근데 형 딱 그날 도착했는 너무 피곤한 거야. 응. 음. 근데 우리가 다 약속했어. 근데 형이 진짜 너무 피곤해. 그래도 아, 그래도 따라가. 응. 음, 아, 이게 그거 그게 제이지. 어. 오, 이게 제이 맞아. 어. 이게 피랑제이랑 이게 하는. 어. 나는 너무 피곤하면 못 가거든. 너도 제이지 우리. 어, 너 제일 거 같긴 해. 성화야 어? 너 약간 그런 거 아, 좋아해. 아, FJ 얼굴 환영해. 환영 얼굴 좋아해. 나 원래 이해는 e 아 진짜로? 네 좋습니다. 자유로운 사회 운동 어, 맥, 그, 커터가 끊었으니까 넘어 재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S에서 N으로 바뀌었다. 네, S에서 N으로 바뀌었다. 네. 아, 예, ATD 분들 이거 이제 여기 집중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그 위키에 네. 이제 올라가는 거 네, 자. 그치, 이제 위키 올라가 있지 이제. 윤호의 거. 네, m j 네, m j 였는데 네. m j 정의로운 사회. 그대로네요. 오, 네,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좋아요. 좋은 건가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 윤호도 J야? 근데 나, 내가 나는 이제 송하 형은 ENFJ T인데 난 ENFJ. 난저 뒤에 있는 게 뭔지 어, 모르겠어. 뒤에는 근데 뒤에 있는 게 약간 좀 뭐 신중형인가 뭐 이런 거 어떤 어. 뒤에 있는 게 뭐야? A가 아고 J가 좋아야. 아? 아? 아? 그다음에 J가 좋아. NFJ 좋아. 야. 에? 아 민기야 이럴 때메이크 해야 되는 거야. 너 오늘 3주는 이렇게 감 얘기를 하잖아요. 형, 엠프제 조화로 가면 제이가 두 개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자. 아, 네. 어, 알겠 아, 나는- 그러면 유노 야, 백도 좋다 오늘. <laughs> 것도 좀 살펴볼까? 어. 네, 살펴봐 주세요. 진짜 윤는 이게 격차가 확실하다. 어. 그러니까 유노는 그럼 좀 외향적인가 보다. 네, 저는 외향적이지. 외향적이진 않아 외향적이지. 외향적인 건데? 확실하게. 네, 내향적이진 아, 않아. 내향적인. <laughs> 아니 맥커터 잘하는데 키가 조금 키가 아, 아, 아, 내가 키가 진짜 조금해 아, 입에 그 비해서 아, 네, 오케이, 오이퍼센 그 확실한 네 제가 좀 약간 확실 확실한 것 같아요 음. 음. 이목구비도 확실하네 맞아 아유, 맞아 어, 머리 색깔도 확실하네 그래 유, 윤호도 좀 계획해서 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 시간표대로 막 이렇게 짠다기보다는 저는 일단 머릿속에 생각은 해놓고 있어요. 네, 어? 어떻게 갈지? 네. 예를 들어서 어 여기는 한번 가볼까? 이런 어, 식으로 네. 네. 여기 한번 해봐. 아, 아 여러분 네, 네 정보 관계 도착했습니다. 네? A는요 자기 아. 확신형이고요. 아. T는 민감. 아, 자기 주장형이 아. A고 키는 민간이라고 민감하다고 민감하다. 아, 그러면은 또이 아, 그 재밌는 것들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죠. 뭐였냐? 형은 형은 민감 민감. 이 나랑 자기 주장 어, 있으 자기 주장 친 거야. 자기 주장 주세요. 어 맞아. 어, 오, 뭔가 아, 멋있네. 어, 지금 포장한 것 같은데? <laughs> 너무 마자가 나왔거 형, 형 티야, 형 티야. 봐봐. 하나, 둘, 셋. 형은 이제 어. 나도 어. 뭐야? 민감합니다. 어, 그러니까 주변에 약간 그 반응들의 좀 아. 피드백 같은 것들을 좀 잘 수용하고 잘 흔들리고 그런 잘 뭐? 잘 흔들리고 잘 수용하고 잘 흔들리고. 그러니까 남의 남의 그러니까 나의 귀가 얇다. 귀가 어, 정답. 어떻게 그거지. 귀가 얇다. 어, 아니 근데 이게 티한테 봐봐요. 봐봐요. 이게 아, 티야. 이게 나, 나쁘게 얘기 아니,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쉽게 쉽게 얘기하면, 어, 네. 쉽게 얘기하면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고집불통이냐 어 그렇지 팔랑이냐 팔랑이냐 아니고 어, 좋게 얘기하면 어, 좋게 얘기하면, 좋게 하면 자,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게 있던가 음. 아니면 피드백을 잘 아. 수용해서 아, 어 약간 좀 주도적인 네, 거랑 그렇죠. 어, 그런, 그런 느낌인 네. 거죠 좋다 좋다 나랑 이종중이 형이 그쪽 아 그렇네요 어. 그런 거같았는데본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원래 ISFJ였던 여상이가 ISFP로 어? 바뀌었네요. ISFP. 어. 오. 야, 근데 그 I 뭐가 제일 그거라 어? 희귀하다 했지? 근데 그런 거 같아 진짜. 야, 아 ISFP가 제일 희귀하지 않아요? ISFP. 아니 아니야 그 인프피. 어? 아니 이거 맞아. ISFP 맞아? ISFP가 아, 저, 저, 제일 희귀한 몰라래아 그 맞다. 호심하는 예수가 어, 맞다. 어, 맞아, 맞아 제일 희귀한. 어, 진짜? 그 아, 아 근데, 근 이거 전 세계에서 1%. 근데 사실 좀 희귀하긴 해. 1, 2%가 희귀하긴 해. 못난 뭐, 보여. 처음으로 아이가 나왔죠. 아니? 아니야. 홍중이 아니야. 홍중이 아니었어. 나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행을 할 거면 진짜 하 좋은데 진행을 할 거면 확실하게 어, 알고. 홍중이 형은 비슷했으니까. 아, 오케이. 그러니까 유, 여상이는 좀 아이가 최대로 많이 아, 나왔으니까. 그래요, 그렇내영이 어. 완전 61%니까. 확실히 근데... 어, INFP랑 다른 게 현실주의 형이 좀 강하고. 그렇지. 여상이가 그, 전에는 J였다 했지. 아 그래요? 저는 근데 나는 아니 아니 IS 아, 아니 아, 아, 여상이가 어, J였다가 왜 피로 바뀐 줄 알겠어 나는 아, 그렇지 네? 제이 옛날에는 여상이는 그냥 자기 주장이 없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는 게 편했던 거야 그치 그치 그 어, 그래서 맞아, 맞아. 아 그냥 따라가고 따라가고 따라가고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제이였던 건데 이제 피는 이제 여상이가 여상이도 이제 자기만의 그게 생긴 거지 아, 아 제이랑 제이랑 피는 이제 계획이랑 그 그거는 그 벌크해서 그래 그 뒤에 <laughs> 내가 보통에서 A랑 A랑 T 말하는 거야. A랑 T가 그 신원식 그, 그, 그 자기주장이 센 거랑 그. 그 J랑 P는 그 계획형 거고그러아 계획적인 거랑 살짝 충돌적으로 아, 하는 거랑 그러니까. J랑 P 차이고. 어. 제가 정보를.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하고 싶었 말이 뭐냐면 음. 그래서 P가 간 이유가 뭐냐면 음. 내가 피곤하고 하기 싫으면 안 어, 하고 안 해도 되고. 네. 굳이 이렇게 꼭 남의 이제 의견을 안따라다는 MBTI 역사네. 형 네, 음. 근데 형도 T라고 했지 않았어요? T. A인가? 예, T. 아직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했잖 음. 음. 오케이. 왜 왜 왜? 한번 하고 아 그한번한 뭐 그 가지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네. 그 제일 희귀한 거는요. INFJ가 제일. 아내 마치 인프제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아, 나 인프제 광이 똑하다 좋습니다. 넘어갈까요? 우영이 천재! 어? 자, 3등 이게 제일 INFP야. 아, 나는 저랑 아니 아니 아니 안 얘기하다고 아 아니 임금피? 네, 네 저랑 똑같은 거였는데 똑같은 건데 아또 어, 똑같이 네. 똑같이 나왔네 너 아이야? 나는 이게 제일 좀 아이라고? 산이 형이 아이인 게 제일 신기해 무조건 이건데 외향형 그래? 무조건 그래, 내가 산이랑 룸메를 해보니까 확실히 약간 아니다 야아 그러니까 산이는 아 이게 뭐냐면 얘는 뭔가 봐봐 그래 얘기를 아예 쌤판 모르고 그리고 그냥 말을 하면 살인 똑같이 할 수 있어 어 맞아요 어, 대화 이어나갈 수 있어 근데 저 친구 이제 속 안에 든 것들 있잖아 진정 속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진짜 자기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아. 사람들밖에 몰라 다 약간 좀 그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그것도 뭐 약간 따로오는것 그러니까 같아 밖에서는 아니지만 친한 사람들한테는 이가 된다 이런 뜻이야? 반대죠 왜?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밖에 나가서 처음 본 상태 이처럼 할 수 있는데 정말 자기 안에 진심이 아닌 거지. 어, 어, 어. 아 진심이 아니라고 하이 조금 아, 그러네. 아, 어, 내, 내, 내는 근데 확실히 그거 있어. 어. 내가 원래 진짜 그 아인데 음. 이 팀에 들어와서 살짝 이가 됐어. 맞아, 그것도 있어. 왜냐면 멤버들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 아, 형도. 어. 어. 근데 형은 형, 이 형은 또 달라. 이 형은 이 형은 이제 반대야. 뭐, 그런 밖에 나가서는 아이인데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상황은 아, 이야. 어, 나도 약간. 너 어, 어, 그렇네. 종호, 나 종호도 나도 약간 지 밖에 나가면 아이고. 네. 아 왜냐면은 그막 옛날에 우영이 막, 막 감독님이랑 작가님들한테 너무 해가 잘하는 거지 음. 이제 말도 서슴없이 잘 걸고 이제 그러니까 아 되게 모습이 좋아 보인다 해서 이제 그런 걸 배우고 그 얘는 아. 얘는 어. 흡수력이 빠르고 자기가 인, 자기가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바로바로 흡수를 강하게 만들예그러네요어 여기 약간 아, 신기하 왜냐면 음. 왜냐면 내가 제일 음. 내가 제일 신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산이 형이 오디션 처음 불었을 때 모든 사람한테 박수를 했다며 맞아 맞아 근데 그때는 확실히 이겼어. <laughs> 아, 그때 확실히 이겼어. 그랬을 수도 있어 아, 그랬을 수도 있어. 맞아, 맞아, 맞아. 나도 그렇죠. 이겼어. <laughs> 아니야, 근데 한이가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그건 이제 그집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 배워가는 아, 거야. 배워도 그리고 그렇죠. 들어와서는 우리 그래도 막 얘기 막 많이 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좀 걸렸었어, 한이도. 사실 음. 좀나 가렸었어. 음. 그치, 그치, 그치. 음. 그래. 그 네, 네. 사연도 뒤에가 티네요. 재밌다. 네, 민감형 꼬집지. 아 예, 자기 자기 아, 뒤에. 예. 아 민감함 민감형 아, 아, 아 그런데 아, 너가 얘기한 게 맞네. 음. 피드백을 잘 받고 음. 그런 쪽으로 발전을 그러니까 산이 같은 성격이 있다 뭐냐면 아. 산이가 민기를 되게 좋아해. 민기 어떤 영상을 보다가 와 이 사람 진짜 멋있다. 그러면 산이는 이 사람 왜 멋있지가 아니라 이 사람 멋있는 사람인데 나 어? 되는 거야. 나도 야 과학이다. 어, 나도 뭐 맞는 거. 어, 어, 이거 이거 맛있대. 이게 왜 맛있고 이게 아니라 내가 믿고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맛있게끝 맛있는 거야. 와 나는 첫 번째야. 아. 난 전자야. 음. 오요 건 비슷해. 야, 내 마인드랑 약간 넘어가볼까? 좋습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척척 박사 송민기 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야, 야, ENTP, ENTP였는데요? <laughs> 무지하다 과연, 과연 F로 바뀌었을지. <laughs> 그럼 요즘에 그렇게 F 어, 일척을 할줄 알았는데 네. 노력하는. 아! 아! 이거 최대치 아니야? 변함없는 예. 네, 네 신기하다. 근데 아. 심지어 뭐 시험부터 최대한 F로 하려고 했다는 맞아요. 그 얘기를 후문에 들었어요. 어. 애플 측 하면서 그런데도 69%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원래는 MBTI를 그렇게 막 믿는 그러니까 뭐라 하지 이렇게 뭐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는데 근데 어, 과학인가 봐요. 와, 네, 좋다. 네, 과학이네요. 그리고 민기는 P가 엄청 강하네. 음, 그러네. 그 P가 뭐야? 즉흥적 즉감적이나 예, 아, 즉시적 그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긴 해 펑펑 네. 그리고 민기도 저 뒤에 T가 맞는 게 뭐냐면 T는 맞아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 근데 옆에서 누가 툭툭 쳐. 야 근데 이거 같은데? 이거 같은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럼 쟤도 아니야. 아니야가 아니라 그, 그런가? 그런가? 어, 이런가? 맞나? 아맞 그 저건가? 이건가? 아니 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리고 되게 네. 그 많이 물어보잖아. 그죠 어,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이거 어. 어때요? 이렇게 이거 멋있어? 어, 이거 어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근데 홍신이 형이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 그쵸. 어, 홍신이 형이 그냥 딱 자기 생각대로 이게 멋있어 그럼 이것만 이거 하고 나랑 완전 정반대 맞아 나는 완 민기랑 반대야 나는 뭐다 물어봐 음. 일단 어쨌 좋든 싫든 음. 어쨌든 다 물어보고 거기에서 어? 이거 내가 맞지 맞지 하면 음, 이런 다 물어보고 지금까지 다 T였나? 나랑 홍준이 빼고? 그랬나봐요. 아, 음, 그런 것 아, 같아. 진짜 신기하다. A. 근데 나도 사실 활동을 하면서 좀 그게 바뀌었어. 원래는 진짜 완전 완전 그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음. 생각하고 하는 편이에요. 음. 데뷔 초에는 이제 막 우리끼리 뭐 있어도 막 다 같이 의견 나만 반대여도 나는 무조건 그걸 하려고 음, 했었는데 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좀 바뀐 거 같아. 맞아. 멤버들이랑 있으면서. 이제 이런 이제 이런 경우가 앞에도 T고 뒤에가 A면 A A 버리면 그냥 마이웨이 되는 거야. 그냥. 난내 길을 간다 이러면서 이제 <laughs> 어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재밌네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별로나 아, 어, 이게 민기다 근데 좀 그런 거 있는 거야 내 주제가 아니고 음. 남의 주제인데 음. 거기에서 좀 약자가 있으면 음. 내가 거기에 뭔가 대입해서 음. 화가 나 음. 막 이렇게 다 해줘 음. 어, 그 의미 없는 건데 그러더라고 와, 아, 좋하다 아주 지금까지도 아주 다 본인 성격대로 나잘 나오고 있어요. 독보적이네. 다음 가볼까요? 다음번에는 F 도전합니까? 왜 도전 저는 솔직히 네. 너 이거 시험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놀고 그 하고 싶어 하니까 이거를 네, 네, 저는 ENTP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니까 다른 거 하던 대로 해주세요 제발 하던 대로 해주세요 아, 당신들이 상처받는 게 싫어요 <laughs> 상처 안 받아 요즘에 그 끄듬 올리는 거야 아, 저희 우리끼리 있어요? 뭐 어. 그, 뭐 했어요? 해요? 그래서 이미 밥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뭐 다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laughs> 다음에 만나요 네 네 넘어가세요. 네 넘어 넘어갈까요? 넘어가세요. 어때요? 네. 넘어가세요. 좋습니다. 넘 뒤에가 티잖아. 민감한 거 지금. 좋습니다. 뭐라 그러니까 또. 넘어갈까 말고 넘어갈요 넘어. 좋습니다. 네. 원래 ASFJ. 아, 네. ASFJ. AS 아니에요. AS 필요하긴 해. 진행해 주세요. 네, ESFJ였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종호랑 성환이랑 셋이 같은 MBTI였는데 에스트즈? 네. 바뀌었습니다. 이거 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M2J 이제 성환 아, 아예 똑같은 거예요. 다 나에게로 넘어왔구만.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유, 윤호랑 우영이랑 나랑 같은 건가요? 네. 네. 저도 저렇게 F랑 T가 F가 80%예요. 거의 79%. 맞아요. 쟤는 확실히 아, 어. f 근데 F 같으면서도 네. T 같아. 아 이게 뭐냐면 저는 어. 제가 아,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제, 내가 챙기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F처럼 하는데 안 친하고 별로 안좋아하는 티처럼 해. 음. 싫은 건 싫은 거. 아 왜 그래요 또? 아, 뭔 네. 소리예요? 확실 하고 있어요. 근데 일할 때는 확실히 티예요. 아 맞아 일할 때는 일할 때 확실히 일할 때는 티고 이렇게 딱 정해야 될 때는 티인데 네. 이제 고민 상담을 왔다 이러면 이제 완전 F로 돼버린 거죠. 음. 네. 그 J 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어디 놀러 가면 그 주변에 뭐가 있고 맞아 맞아 어, 어디 숙소가 좋고 뭐가 맛있고 사실 어디 가면은 예가 이런 걸 잘해 제리 음. 같은 거네 이런 걸 이제 어, 제가 고 주도적으로 하고 원래는 이제 S였는데 저는 사실 제가 왜 바뀐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되게 현실주의가 어. 강했는데 네, 이거 강했는데 나도 그래 네, 갑자기 좀 이게 많이 감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많이 <laughs> 바뀌었나 봐요 음. 네. 근데 아무래도 근데 활동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그할 수는 그쵸 뭔가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못하는 것들을 음, 음, 음. 이제 좀 이제 뭔가 이렇게 구현해야 돼야 될 때가 음, 많으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애니 그건가 봐. 그 상상하는 걸 좋아. 맞아, 망상가. 어, 망 저는 진짜 망상가. 몽상가, 몽상가. 망상가 아니고 망상가 아니고 몽상가. 저저청 몽상가, 몽상가. 예상 오늘 길어요. 이렇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저기 있는 리모컨 있으면은 아 내가 스파이더맨이라면 지금 저걸 해서 이런 거지. 어. 이런 식으로. 나도 해 그런 거 해. 잘나가 어. 해. 지금까지 다 N이었어요? 아니, 아니 S랑 뭐 S가 이게 반반 요리 되는 거 같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막 무대에서도 이거 이 제스처를 그치 이렇게 할까 막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게 N이나 S가 뭐였냐면 N은 멍을 아 N이 멍을 때리는 건가? 나 어, 진짜 둘 중에 하나는 멍을 하나 못 때려요. 그러니까 멍 어. 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이걸 못 하는 거. 생각 아 멍, 멍도 어떻게 생각이 냐멍 어. 계속 살아, 계속 어떤 뭔지 모르는데 둘 중에 하나는 계속 뭘 찾아. 아마 애니 아마 그럴 거예요. 저 옷걸이는 왜 저게 걸려 있지? 저 옷걸이는 왜나무 만들어졌지? 네, 저거 모양은 왜 저러지? 이러면서 계속 똑같은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어. 멍을 못 때리는 게 하나 있어. 난 수업 시간에 맨날 멍 때리면서 그 생각던데. 공부를 해야 되는 이거 주셨어. 그렇습니다. 다 마지막 마지막 방송이에요. 이게 사실. 어, 영어 이거, 이거 알파벳을 많이 보니까 뭐가 N이고 S인지 이제 헷갈려요. 네. 어, 자, S F제였던 종호 씨 다섯 아주 파격적으로 바뀌었어요. 어, 다 아, 바뀐 거죠? 오, 어. 네. ISFP. SFG에서 이스프지? E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스프지? 그러니까 이스프트? 사실 엄청 세. 네, ESFJ였죠 제가? 네. ESFJ였다가 ISFP. P로가 네. 거잖아요. 이거를 아, ESFJ가 아, 맞나? 왜냐면 사실 그때 제가 MBTI 진짜 아무것도 관심 없었어요. 네, 음, 음악 방송 하고 있을 때 이걸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나는 이거 어디다 사용하는지 몰랐어. 음직에서음직에서 음악 중심에서 이거, 유대. 이거 어디다 하는 건지 뭐 그냥 하는 거래. 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딱딱딱딱 했던 기억이 있어. 한참 어. 붐이었을 때. 아, 근데 그게 한 번 이렇게 오픈이 되니까 팬분들 사이에서 이게 완전 이게 이렇게 있는 거죠 음. 이렇게 네, 지하에 그 서 팬분들 이제 그걸로 이제 그치. 멤버들 뭔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어, 하시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언제 하지 언제 하지 하다가 형님 뮤비 찍을 그러니까 때 제가 군무를 못, 했잖아요. 맞아, 맞아, 맞무할때 제가 잠깐 MBTI 들어가고 했어요. 음. 집중해서 딱 해봤는데 딱 하고 나서 했는데 근데 또 제가 m b t i 모르니까 음. 알파벳 뭔지 모르니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죠 이 사람의 특징을 음. 근데 특징이 다 난 거예요 아, 다난 거야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했는데 똑같이 이게 나왔다 저호기지만 예술가랑 너무 잘 어울려 네, 딱, 딱 좋은 거 같아요 이거 여상? 어 여상이랑 같은 거예요 아 여상이랑 같은 어? 거네요 그러네 네. 어, 어, 여상 같은 네. 거예요 아까 토론하구나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네. 홍중산이 지금 같고요 성화, 윤호, 우영이가 지금 맞아, 똑같이 나왔고 M 부제를 넘어왔어. 여상이 종호가 같이 나왔고 오. 민기가 혼자예요 그죠. 형 여성이 우리가 네. 우리 ISFP라는 사람들이 진짜 게으르대요. 아 저희가요? 네. 어? 아 그게 뭐 이게 또 뒤에도 붙어. 그런가? 게으른 천재야. 아 게으른 천재야. 어. 하긴 천재긴 하지. 네. 얼굴 천재, 노래 천재. 하여튼 어. 아주 제 표정 뭐야? <laughs> 이렇게 이렇게 또봤는 어, MBTI 맞는데 그, 재밌네요. 어, 진짜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네. ISFP가 집순이가 되는 것같요 음, 집돌이 집순이. 아 근데 보면 나 진짜 되게 집순이잖아. 음. 요즘 아 진짜 그런 거. 그러니 진짜 진짜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가 아직 준비한 목차가 좀 있어가지고. 음, 네. 오 좋아요. 빠르게 넘어 좋아요, 좋아요. 목차네. 고동이야 목차. 아, 따뜻한? 어, 너무 너무 따뜻한가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준비한 놀이들이 좀 남아. 아, 좋아. 네. 좋아. 물감놀이도 있나요? 네, 예, 물감놀이 혼 했어요. 아, 예. 물감놀이. 싹질레이. 싹질레이. 딱 할게요. 따란. 자, 이번에는 뭘 보여드릴 거냐면 백지. 네. 1년 동안 작년부터 작년 10, 10월 24일 2주년 날부터 오늘 3주년까지 있었던 일들 비하인드 어. 멤버별로 이제 비하인드를 좀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좀 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그런 것들을 한번 어. 음. 같이 한번 보면서 좋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뭔지 모르면 아, 퀴즈 같이 유추해봐 주시고 아, 네. 아니면 알면은 아, 좋아해 대해서 오케이 오케이 오, 어. 재밌을 것 같다 자 첫 사진입니다 오. 제 사진인데요 저거 형뭐 찍을 때 아니에요? 근데 네, 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때 뭐 그거 컨텐츠 찍었을 바, 때 바이용 바이용 중 예, 이거 이제 문제수 찍었네 모르죠? 바이용 <laughs> 아 바이용이네 아, 바이용 바이용 중 예, 이거 이거 스페셜 클립 지금. 아, 알죠. 아, 예. 스페셜 클립, 스페셜 클립 알지. 아, 맞아, 네. 맞아. 스페셜 뭐, 클립. 뭐그그 그 일환이긴 했는데 라스트 크리스마스라는 네, 네, 크리스마스. 아, 그래 한 거. 해서 어. 찍었던 텐데 알지, 알지. 이게 아주 이렇게 예쁘게 찍었었죠. 아주 잘 보인다. 네. 저거 잔척하는 진짜 잔 거죠? 아니요. 잤을 거야. 아마 찍으면서 100% 잤어. 100% 잤어. 조금 잤어. 근데 영준이 누구죠? 아 멋있다 근데 <laughs> 아니 그래요 잠깐만 멋있다고 얘기를 한번 봅시다 선생님 예, 예. 아, 멋있다 마 좋습니다 아, 하여튼 이걸 또 이렇게 있었고 <laughs> 올 크리스마스 때도 이렇게 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어 좋아요 네.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매번 레전드긴 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원래 약간 조회수에 약간 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 친구가 아, 아주 히트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아우 네. 천만으로 아주 아, 그냥 돌파를 아, 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아, 니다 하여튼 저도 이렇게 또 저희 자체 컨텐츠도 많이 사랑받고 있으니까 다 면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좋아요 저희가 또 재밌게 준비해서 음. 또 한번 또 재밌게 보여드리려고요 자 다음 그러니까 이게 저부터 쭉 가는 건가 봐요 음, 다음 상황 이거는 산이민 이우영정이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저 다음 것도 저 건데 아니 또요? 지금 뭐야 언제요? 근종 종은 뭐? 저기 M M 카 나오고 있 거기 아니에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laughs> M 카 계단 아니에요? 저게? 맞아 맞아. 이게 뭐, 이게 뭐냐면 종호 저도 몰랐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닌 같은데? 저 맞아요, 저 맞아요. 종 종호인데? 종호인데? 영중이 영중. 아니 종호야 종호요? 네. 이름표를 잘못 찾구나. 아 홍주. 자세히 보면 아, 홍중이 영중이. 아 진짜. 내가 내가 어, 아 글씨가 누구 눕혀 있어. 종호가 저기서 뚫어봤을 때. 아, 그럼 그래. 종호. 조금 그 멀리서 화질 좋은 거 봤을 때 어디요? 내 사진이었어. 아, 카트다운 어디? 카운트다운 계단. 이게 케이콘 대기 중에 주원 딱 그, 제가 계단에서 제가 계단에서 잤대요 이러고. 이번에? 네. 아. 아니요 저번 야 이런 거잘 수가 있어 그러니까. 케이콘 무대 이러고 잤대요 그래서 그 순간 이번 케이콘? 저번 저번 아 저번 네. 케이콘 네. 이 순간에 포착해서 찍어주신 거 아, 저희가 무대 뒤거든요 어, 어. 바로 바로 때면은 형 웨이브 때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주황 주방거지. 나도 잘 모르겠어. 블루리아 때문에 블루리아 그 저번 킥은 블루리아 때예성이 유성이가 해주는 거 같기도 하고. 그 언제예요? 해성아 아니고. 모르겠대. 아니 해주한테 쫄할 수가 없지. 그렇 해주한테. 신이도 어떻게 졸려? 오래였던 것 같아. 내 그 기억은 올해 케이크인데. 하여튼 뭐. 신기하다. 근데 이런 거 자는 게 진짜. 근데 이거 다시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어 근데 좋지. 아, 내가 봐 자세랑 내가 봐도 그래. 근데 이거 제일 맞는 같아. 작은 다리랑 신발이랑 저 맞아요? 아저 맞대요. 저 맞대요. 아, 아, 그래. 나도 근데 이거 이거 조금 화질 좋은 거 있지 않았어요? 그죠? 아닌가? 아니 신발 이거 저거 뭐, 맞는 거 같아. 자세가 약간 이러고 자는 게 아니라 어저거 아니 저거 저거 저거 아니야. 형 이렇게 앉아. 형 이러고 앉아. 오케이. 종을 전부해 그렇죠. 어. 그러면 이 사진의 진위 여부를 아시는 분은 아, 네. 댓글로 이미 이준요 찍으신 분은 저희한테 네, 따로 네, 찍으신 분 따로 주시면 근 나도 이거를 내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그 사진 그 줬을 때 네, 자세히 보죠 손, 손이 딱 좋은 어, 좋은 내가 뭔가 이때 빨간 거그 얼굴이 딱좋 거야 빨간 거를 약간 느낌 하필 형이랑 나랑 이름도 비슷하잖아 그러네 근데 이게 이름표가 좋은 거네 그지 맞잖아 그치 아, 야, 야, 제가 아니 제가 사진 줬을 때 봤을 때는 형 이름 전주 아니 얼핏 보면 형 이름 같은데 왜냐면 근데 나도 홍준인 <laughs> 줄 알았어 처음 얼마나 길바닥에서 말하자면 자기 것도 기억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네. 이러고 제가 많이 자가지고 저거 어, 신발이 이름도 될 거예요 좋다 좋습니다 <laughs> 넘어가자 어, 재미없게 음, 재미없게 자 다음 아, 이게 성화 기념 사진인데요 내가 어. 저기 형 저기 뒤에 있는 거 저 보여요? 저기 거 열심히 흔들어주고 있는 거야. 아, 근데 이거 되게 네. 보기 좋다. 네. 귀엽다. 네, 성화 그때 우리 저희 아마존 아 그렇죠. 이제 오리지널 클립 촬영할 때 맞아요. 리더돌 오픈 아. 이제 저희가 편곡해서 아. 들려드렸었잖아요. 그 영상도 인기가 많았어요. 이거 레전드 또 누가 이렇게 되게 지금 던져야 돼 산이 머리 저우가 베개를 아, 아. 위로 쳤는데 아니 아니 아, 네. 이거를 이렇게 돌 오픈을 하고 어. 던졌는데 사이 여기다가 뿅만았어 약간 맞았어. 그 체공이 좀 길었어. 맞아. 뿅 길었어. 맞아. 아 이때 빨간 머리였네. 맞네요. 이때 리듬타. 사실 예, 맞네. 리 상담 촬영 하면서 이제 또 준비했던 어, 그리고 그그 어, 진짜 일본 에이티니에게 우리가 또 그 보여 보여드릴 때 하지 않았어요? 아, 아 그 그 날짜로 촬영 날짜가 날짜가 네. 아네맞짜 저희 콘서트랑 같이 맞네 맞네 네. 여기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 되게 보고 싶다. 네, 다음은 네. 어마무시한 사진이 기다리고 있어요. 윤호의 사진인데요. 궁금하죠 네. 와, 어. 와, 아, 아, 진짜. 네, 이제 저희가 케이콘 사진 이제 케이콘의 이제 일환으로 이제 사진 소재 촬영 중에 완벽한 이네요. 빵으로 이제 다왜 저래요? 완벽한 이다. 확실 이. 이게 표본이죠 거의 뭐. 네. 앞으로 이쓸때이 사진을 써주시면 네. 아, 아주 귀엽네요. 좋습니다. 다음 사진도 이제 있어요. 이제 비슷한 그 사진인데 이와아이의 이제 <laughs> 대조되는 모습을 아, 보여주는 정말 이와 I네요. 야 뚫렸는데? 네. 야 이거 잘 찍었다 근데. 그치.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진짜 잘 찍었다 이거는. 저, 아, 제, 제, 아마 이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맞췄을 걸요. 아, 뒤에 윤호 이렇게 이어지게끔. 아, 그래서. 네. 이야 아, 이와 아이의 네. 확실하네. 역시 이분은 호기심이 많은 예술가네요. 네. 아, 네. 호기심이 많네요. 어, 오른쪽에 홍심이 많은데 진 네, 제가 아, 말했잖아요. MBTI는 과학이라고. 이거 나중에 사진을 올려주세요. 아, 네, 이거 네, 너무 좋은. <laughs> 네. 네, 다음 볼게요. 다음은 여상이 사실인 것 같아요. 아, 아 산이 사실인가봐요. 자 하나 둘 셋. 자. 아, 오, 뷰 좋다. 네, 방금 게 여상의 사진이었고. 네, 오, 뷰 좋다. 아 제가 네. 이제 그 아, 한 스튜디오에서 이제 아뉴스를 촬영할 때 왼쪽에 아. 산이가 아 신기하다고 기웃기웃 할 때. 아, 그런가? 어. 아 기억나기도 한다. 나 아뉴스 할때 산이가 어, 어 궁금해서 그 봤어. 유도가 일하네. 플로리 할 때네. 머리 어. 보니까. 맞아. 어, 지금 내 머리. 저 때가 아마 우리 여상이 그렇 멤버 우리 여상이 그 치킨 만들 때 그날 아 맞네요 맞네요 그래서 너 촬영할 때 아, 아 궁금해서 아, 보고 있었다 그거 촬영 아 우리 저희 커튼 안에 있어옷 갈아입고 있었던 거 맞아 맞아 맞아 우리 그 아, 유니버스에서 선물 받고 상자 추억이다 네 이렇게 해서 3위 사진 봤고요 다음은 민기 사진이에요 아 이 사진 또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뭐, 뭐지? 따라 네. 오 분위기 있다 아, 얘네들 기억하세요? 민기 씨? 그게 그거네요. 스토리. 아, 그저 달리기. 그 어느 프로그램이에요? 그 에? 아네네네 네, 말해주세요. 그 몰라 몰라 그 그, 아, 몰라 몰라. 그아그 트레저맨. 어? 몰라. 아, 종호가 나왔던 드라마, 그러니까 애들이 나왔던 드라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드라마 아니야 아, 그거 찍그 뭐라고요? 당신들 진짜 큰일 나겠다 이미 딜레이 네 피버로 천적 때형 그골무에서 엄청 뛰어다녔을 그때 이제 스토리 우리 이제 좀 보여준다고 할 때 피버 피버로드 참 아, 아, 아 제가 이게 피버로드 때 찍었던 아니 민희 씨생각이요 이게 뭐 이게 이게 한다고 빵이 아니이 되지 않아요. 너무 감아줄 수 있어요. 네네. 이렇게 좋은데. 다시 해볼게요. 네 해주세요. 이게 제가 피부를 때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아, 지금 아, 네, 그래서 제가 이때 그 종호 씨랑 아 종호랑 그 종호 씨랑 <laughs> 손근네 종호랑 정호 <laughs> 네, 정호랑 네, 이제 제가 달려가면서 종호한테 이렇게 딱 잡아주는 네 집중 좀 해주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예. 네. 그랬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그냥 다음은 밤늦게 밖에 있다가 찍혔던 다음은 영상인데요. <laughs> 영상인데요. 영상? 나는 네. 영상이요. 민기 영상, 아 어, 우영이는 있 영상으로 있다고 기- 아. 준비되어 있어요. 민기 오. 어, 영상 어, 볼게요. 가요. 어 이거 그거 카페. 네, 저희 최근에 그 와나폰 풀리겠어. 네, 키오스키 키오스크에서 이제 이걸 뽑는 거 아, 모습. 어, 귀엽다. 자기 사진을 뽑아가지고 어, 신나서. 다 저기 네. 사진. 근데 제가 더 많이 나온 거 같은데. <laughs> 우영 우영 씨 되게 되게 그냥 마이웨이네요. 제가도 많이 나오는 거같기에서 우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 네, 아 깔끔하네 정리해. 좋습니다. 다음은 아, 네. 진짜 귀엽다. 아니 그럼 이 사진 자체로 찍기 전인 것 같은데요. 이 사진 이 지금 영상 멈춘 사진 자체로 비하인드 사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영의 비하인드 여기까지. 네, 아. 왠줄 알아요? 이제 플리도 정확히 한 달 반도 안 돼서 없어졌거든요. 맞아, 나한테 진짜 영업 했거든요. 네, 다시 아, 제가 영업을 모든 멤버들과 모든 스태프분들한테 다 자기랑 네. 같은 기종으로 바꾸라고 네. 그래서 훈시가 저한테 한말 있어요. 너, 사, 너 거기서 이제 뭐 봤냐? 아. 어, 따로 받는 게 있냐? 그래 없다. 그랬더니 이렇게 열심히 하냐? 이런 정도 제가 했었는데 이제 저희 형이 쓰고 싶다 해서 좋습니다그 제가 이제 바꾸기 전에 네, 제가 기회 우영이한테 한 번 더 확인했거든요. 우영아 너 정말 바꾸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자기는 1년 정도 쓸 거다. 꼭쓸 거다. 그 연상이는 이제 우영이랑 같이 쓰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란 말이잖아요. 네. 네, 친구 따로 왔다가 네, 혼자 강남 가신다. 네, 그렇네요. 네. 좋습니다. 너그 여기다가 걸었니? 너 여기 만졌구나. 손에 묻히고. 네, 그. 아 묻었나? 네, 네 괜찮아. 자세는 네. 괜찮아. 하여튼 약간 우영이 그 식당 앞에서 QR 코드 찍기. 네. <laughs> 좋습니다. 아야, 피곤한 뒤로 있어. 그러면 다음은 우영이의 영상을. 볼거아 예. 아이아 이거 귀엽더라. 네. 아 이때가 이제 블로리아 촬영 때인데 음. 한참 또 우리 우리 멤버들 드라마 촬영 때랑 또 겹쳤잖아요. 불의 아, 명곡 준비할 때. 자. 스파클링 브레이크다운. <laughs> 네. 뭐지 뭐지. 브레이크다운. 아 뭔가 했네. 네. 아, 앞에 제스태분들 나오죠. 아저 무슨 춤이더라? 어그 불의 농구 백건가구에 대한 브렉다운 역시 이거이가 스파클링의 팬이라고 합니다 앵콜 마시세븐의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브렉다운 엉덩이가 보이는 거죠? 네 역시 엉덩이 저말에 스칼라면 다시 혹시 샥스 노래는 안된 거 있나요? 없는데 저 그 톡톡이 들려가지고 아 여기 심지어 좋습니다 허기 야, 아, 여기 아 여기 거기 아, 네. 아, 거기 민수 세영이 맞잖아 어, 맞아요 어, 어. 좋습니다 유진이 <laughs> 왜 이렇게 인자한 미소를 띄고 계세요? 아, 왠지 알아요 네, 유진이밖에 몰라요 네. 내 이름 뭐라고? 어? 내 이름 뭐라고? 혁이 내 이름 뭐라고? 혁이잖아 민이야 내 이름 뭐라고? 민수 오 맞았어요 저 어? 많이 안 나와서 모르겠어 <laughs> 와 진짜 애우 마음이 아파요. 장 장난이야. 와 킹덤과 아, 야 미안해 많이 아파서 미안해 아, 아.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아니야 근데. 아 예, 죄송합니다 일진이 분들. 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네 하여튼. 공지용 당했다. 포장기 핵프라이즈 포장해야 돼. 포장해야 돼. 장난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포장. 빨리 넘어갈게요. 네. 아 어. 정말 죄송합니다. 아 비하인드 사진이에요. 구 명의 비하인 그렇나요? 아, 영상이에요, 네. 영상. 아, 영상이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는 오, 언제? 야옷 옷 이쁘다잉. 저거 세인트. 아, 그 이거 그 일본 일본 엔서 찍을 때구나. 엔서 찍을 때. 어, 뭔 소리야? 한번 해드리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였냐면 그 감독님한테 애교 부리는. 아, 그러니까 촬영을 우리가 아. 계속 하다가 이제 매번 촬영을 이제 교차 편집을 예, 편집을 해서 나오니까 아뭐 타이트 샷, 완 풀샷, 뭐 니샷 이렇게 뭐 체스트 샷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이제 다음 샷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면서 아, 감독님 니샷이겠죠? 이렇게 음. 하, 고 있었던 거라서 나서 제가 니키를 그냥 <laughs> 이게 뭐냐면 네. 그 자이로스 우리 친한 감독님 알죠 알지 감독님 그랬더니 어? 이러면서 니샷 몇번 찍어요? 이랬었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 니샷, 개이샷, 뭐 반 샷 안돼 아니 뭐, 뭐지 뭐 원샷 네, 안돼요 이런 샷 안돼요 푸샷 어, 안돼요 네, 네. 저 행동을 한 두세 번 정도 했는데 이제 저렇게, 저렇게 밀치기 전까지 계속 했어요 맞아 맞아 계속 했어요 한번 더 보면 안돼 근데 이거 영상은 어디서 이렇게 찍어갖고 you. 종호 진짜 잘 나오네. 게 만났는데. 아 이때 맞아요. 그리고 이때 찍어도 사실 다 잘라. 다 잘라. 목기가 네. 많았어. 얘기해 주세요. 네. 이때가 어떤 거였냐면요. 그 시즌 그리팅 촬영하는데 갑자기 곰돌이가 음. 그 여기 촬영에 곰돌이가 되게 많았어요. 되게 엄청 큰 곰돌이가 이렇게 그 쓰러져 있는 곰돌이도 있었고요. 여기도 있고. 어 맞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이렇게 사진이 공놀이랑 찍는다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되게 유인거리가 되었어. 네, 이저 친구 이제 OSOS 마지막 과에 이제 그 의자에 앉아 있네 넘어갈게요. 네, 네, 네 그래서 아, 제가 지- 금 아직 볼 게 너무 많아서 아, 시간이 없어. 네. 요 열정이 떠나. 여러분 OSOS 안 끝났어요. 네, 끝났어, 끝났어. 내가 노래까지 만들어줬는데 한 번 쓰고 끝나더라고요. 끝난 것 같아요. 갈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다음은 산이랑 우영이 헬로 파리 쌩얼 안니지너 쌩얼 아니에요. 아, 아니네 어, 헬- 헬로파리 촬영 때 이제 비하인드고요. 오. 귀엽다.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쭈글쭈글 다음은 이제 영상입니다. 네, 영상 한번 보시면 킬러네. 네. 아, 이거요. 저 머리대가 불량해 네, 방금 이거는 우영이랑 성화인데요. 종호 저 표정 보니 래퍼를 꿈꾸는 나라고? 네. 일본 후지 TV 촬영 현장입니다. 저는 뭐 뭐하세요? 이게 원래 이게 뭐냐면 근데 우리부터우리부터 우리 뭐 이게 원래 사진이랑 저랑 하던 거예요. 그 저스티스님의 이제 키워드머니에서 나온 그 뿌리라는 노래인데 그걸 이제 서방이 보고 자기가 끼고 싶었는지 제가 하고 있는데 이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 붙여, 우리 부터 이렇게 영상은 이렇게 진짜 짧게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희 도서있도 보이시죠? 하루 종일 정말 했어요. 좋부정 진짜 거의 하루 종일. 진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네. 네, 다음은 확실히 어, 네. 빠져버리면은 네, 사진이에요 음, 아 우리 학급회의 했을 때다 아, 네. 오. 네. 좋습니다 아유 선거 그왜 홍진이 없어 수지폰으로 찍은 거 아니야? 아 오오 어, 어! 맞지? 오 맞아 맞아 아 맞네 수지폰으로 찍은 맞네 맞네 그걸 어떻게 네와 투지폰이었구나 아 여기 설명에 하두리 감성의 그 음. 아, 아니 그때 아니, 이걸로 네 투지로 찍은데 네, 맞아요 셀카 찍었는데 아, 맞습니다 아 이것을 뭐냐면 이게 그 제가 찍고 이거 혹시 사실 못 빼냐 근데 아, 안될 것 같다 너무 옛날 폰이어서 안 될 것 같다 하셨네 아, 살, 비하인드로 어, 비하인드 깜짝 놀게 대박이다. 다음은 이제 저희 피보로드 우그 스토리 촬영 때 아, 이거 되게 네. 예쁘다. 영화가 서 네, 영화 에필로그 촬영 때 네, 둘이서 같이 뭐 찍는 게 있었어가지고 <laughs> 나 오늘 형부지 왜 저렇게 안보인다 이오스 이오스 말려 이런 거 이날이 아까 그 민기. 네, 그 맞아요. 그리고 아쉬 끝내기 아쉬워서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게 이거는 이제 저희가 경주에서 촬영 중에 경주 호키서 어, 촬영지. 네. 우리 그아 이제 작년에 아. 저희 아. 그 경주에서 저희 공연했었잖아 아, 예, 예, 예. 아송패 거야. 예. 예 네, 그 경주에서 이제 했던 그 촬영 때 이제 그 전에 저희가 돌아다녔었잖아요 경주. 저희 팀이 민기를 하루 종일 놀렸어요 그날. 그래서 민기가 최종적으로 삐진 모습을 <laughs> 급하게 입수했습니다. 다 만나고? 어, 그걸 다 봤어요? 네. <laughs> 여기. 야. 네. <laughs> 삐진 거야? 네 삐져서 우리가 이러고 계속 놀렸 네 계속 놀렸거든요 여기서 사진 찍는데 우는 거야? 네 기억이 없 이제 우는 척 하는 거의 울기 직전 어, 좋습니다 아, 귀엽네 아, 네, 우리 약간 많은 추억이 담겨네 이렇게 해서 사진 다 봤습니다 아. 제아 이렇게 쭉 봤는데 아주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았네요 그리고 각자 이제 어, MBTI도 보고 했는데 멤버들별로 한마디씩 딱 하고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우리 에이티니가 어, 이렇게 3주년 가까이 이제 3년 가까이 저희 에이티즈를 사랑해 주셔서 네, 그 사랑으로 저희가 이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우리 에이티니 덕분에 네, 저희가 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에이티니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앞으로도 어, 80년 더 제가 부탁드릴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오늘 3년 동안 다이어리를 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네. 3년 동안 이뤄내는 것들이 많은데 그게 다 이제 에이틴이가 안 계셨었으면 다 못했을 거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할아버지 돼서 지팡이 짚고 할랄라 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큰 추억들도 있고 작은 추억들도 있는데 그 추억들은 저희가 함께였기 때문에 다 만들 수 있는 추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계속 항상 함께해서 더욱더 많은 추억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봐요 안녕. 아, 3년이란 시간 동안 진짜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 더 행복한 사실은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더 많다는 게 앞으로의 날들을 더 약간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은 날도 에이틴이랑 에이티즈 모두가 즐겁게 잘 행복하게 잘 지내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덟 명이서 3주년 앞두고서 요즘에 막 이런, 이런저런 옛날 얘기들도 많이 하고 최근에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연년 중에 막 그래서 한 생각해보면은 진짜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너무 빨라 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3년, 5년, 10년 뭐 이렇게 앞으로 더 빨... 얘막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간은 점점 더 빨라진다고 맞아 더 빠른 거니까 AT 분들이랑 조금 더 이렇게 재밌게 보낼 수 있게 우리가 저희 항상 노력할 테니까 AT 분들도 지금처럼 저희 곁에 있어 주시면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 이렇게 또 3년 동안 우리 에이틴이가 항상 곁에 있어줘서 너무 행복했고 또 이제 3년 동안 우리 에이틴이한테 받은 사랑만큼 또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서 앞으로도 우리 에이티즈 활동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이제 300주년 때 그때 300주년 그때쯤 이제 모르니까 막 파티도 하고 네. 뭐 어, 그렇게 어디서 파티? 기념일을 챙기고 싶습니다. 나중에 과학이 점 발전하니까 나중에 아, 마스 마스 오래 살 수 있다니까 그게.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3주년인 것만으로도 정말 정말 행복한데 4주년, 5주년 때는 에이틴이랑 진짜 같이 보낼 수 있는 해가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진짜 실제로 대면하면서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영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laughs> 걸렸다고 안 그러셔도 아, 네. 아, 네. 네. 아, 될것 같아요. 아, 네. 귀여워 죽겠어. 진짜 귀엽다. 아니, 귀엽다. 아, 진짜 이 3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리고 정말 에이틴이가 있었기에 정말 가능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더 멋있는 모습으로 보답하는 에이틴이 되겠습니다. 파이팅!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에이틴이 분들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실 3년 에이틴이 분들 없었으면 사실 없었을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가다 같이 감사하다고 약간 귀엽게 뭐할수 있는 게 없을까요? 어? 나부터 애기 사랑이야 음식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한 명 남아가지고 애교부를 탁 끊는 아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해서 형이 남는 거야 아 아니요 그 마무리는 제가 봤을 때 오늘 다 같이 그, 아니 한 분에게 좀 만기? 기회를 드려야 될것 아. 같아요 아 <laughs> 네, 네 우리 민기가 아. 예쁘게 원샷으로 마무리를 어, 부담스러워 하고 잘 자요 굿나잇 하고 네. 딱 꺼야지 네. 오케이? 이, 이걸 안 하면 오늘 민기 씨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어. 마음의 아,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네. 오늘 민희 씨가 아, 마지막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쁘게 마무리해 주시고 유도부터 좀 네, 네.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아 누나 나부터 할게. 네. 한 명씩 해줘. 너 아까 라켓 끝나고 홍보했더라. 에이틴이 삼촌이 삼촌이 삼촌. 야 그만. 야 그만. 아 근데 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맞다 맞다 그 낙하생에 그 종호가 이제 아 맞아 근데 우리 가 네. 얘기 한번 해주자 예아 그 방송 일자 나왔나? 아 그쵸 네. 이번 주아 네. 근데 이게 방송 일자 변경돼서 아마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이번 주 확실하게 아, 네. 넘어가는 아마 12시 30분인가 55분인가 네 여튼 이게 네. 이번 주부터인가 아, 그 현성시 아, 변경됐서요 네그 아, 55분 네 55분, 55분. 네 좀 늦은 시간이지만 다음 음원도 나오잖아요. 그쵸, 음원 어. 나오고. 네, 와. 네. 많이 많이. 와, 진짜. 뭐 주영원 송 데뷔. 정말 네.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사실 라이브 무대에서 하는 걸로 음원이 나오는 거라 되게 열심히. 아, 좋습니다. 아, 저, 저부터. 미안, 나쁘겠습니 아! 에이틴이 3주년, 3주년, 3주년, 3주년 축하해! 야! 사랑해요! 야, 시간 뭐야 어떻게 받아칠 거야 이제? 야, 이 시간 지금 제일 마음 아픈 건 민기야. 지금 제일 지켜볼 거야 민기는 나도 라라라라 라라라 라 삼주? 야. 오케이. 라라라. 오케이. 삼주? 야. 예쁘죠? 미쳤나봐. 아, 아, 저거 해버리면. 너거 있잖아, 너 거. 3년. 3년, 3년. 너를 설득하겠어. 어, 예. 진짜 이런 몇 부담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게 어떡하 어. 와, 이거 머리 겁나 길어. 에이, 티니, 에이, 티니, 에이, 티, 사랑해. TIMI가 뭐예요? TIMI 아, 네, IMI 미치겠네 에이님 3년 동안 같이 했어 3년 잘했다 고맙다 아, 친구밖에 없다 3주년 모두 기립 3와 어, 콘서트다 저, 저 약간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어. 필, 필터를 한번 쓰겠습니다. 아, 네. 네. 필터. 아, 살려줘. 네. 너가 너가 직접 필터를 입혀봐 그래 알겠어.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 썸녀 축하해요. 다시. 아니, 아니, 나 그래서 쓴다니까 그 다시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경고 안돼 안돼. 야 에이틴이 필터 쓰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야 뭐야? 이거 이번에 통화 못하면 민기 <laughs> 뒤로 밀린다. 뒤로 밀린다. 민기 지금 바라고 있다. 어, 그 원샷? 어, 어, 어 원샷? 근 남의 컵을 따르는 거 아니지? 원샷하면 어, 인정한다. 어, 가득 에이을 사랑하는 만큼. 와, 우리 쓴거 같은데. 괜찮겠지? 아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야 이거 뭔가 거품이 더 많은데요? 설마 형그 어? 명대사? 명대사 명대사? 명대사? 거대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지켜보자 지켜보자. 자, 정정. 아 명대사 아, 하고요. 사고야지. 아니 아니 아니 저, 저, 저 틀어보면 어떡해? 꼭. 자 마지막 마지막. 아, 아, 아. 아, 아 진짜 터질 뻔했네. 아. 야 대망의 와 엔딩이다. 와. 진짜 아니 솔직히 데뷔 3주년에 엔딩 한다.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이건 잘해야 돼. 아, 그래. 진짜 거의 3년이면 와. 어. 그 어느 무대보다 긴장하고 있을 거야. <laughs> 엄청 감동적인 지금. 진짜 부담된다. <laughs> 아 이게 뭐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끝까지라도 끝까지라도. 랄랄랄랄라. 아! 아니 노래도 몰라 지금 다시 아니야 아니야 너 다시 아 다시 노래도 모르네 노래 노래도 모르네 야 만회하라고 좀 기회인데 야 뭐라고 에이틴이 만 있으면 나는 행복 야 우리 같이 마무리 해주자 야래 자, 자 어쨌든 우리 모여서 우리 에이맥스 마티 발로 이렇게 딱 밟고 하고 나만 슬리퍼 없네? 자 이것이는 야 이거 고맙다 품격 있어 자, 내가 반대쪽 줄게 네, 반대쪽 아 나눠줘 나눠줘 다 나눠줘 야 홍정이한테 나눠 야다 벗어 다 벗어 벗어 다 벗어 벗어 벗어 야 너네 진짜 MBS 원팀이구나 당연하지 자자 흰색 양말 네, 네 양말 벗어? 네 양말 양말 벗어 아, 네, 아, 에이틴 에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에이티즈 되겠습니다 파이팅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둘셋 MBS 원팀 파이팅 아녕쌈신혜야